힘든 일 있는데 털어놓을 데가 없다 그럼 버블 있잖아요 저희한테 다 어, 털어놓을 네, 맞요 저희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희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거예요 <laughs> 진짜 다 털어내요 맞아요 버블 와서 하루에 나 오늘 힘들었다 음. 이렇게 얘기하고 털어내시고 맞아요 혼자 아니에요 절대로 그치. 그리고 걸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듣고 야 yeah. <laughs>